Bye. 떨어져야 했던 거리 20.8km 잡고 이를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소리하면서 드라마에 썼던 시간입니다. 그 반면 학계에는 500개 정도 핵심물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찰나무, 잠만나무, 소나무, 향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홍대에는 가을 채는데도 단풍을 보기가 힘든 것이며 북도섬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. 제1경 남로라보 소개하는데 지금도 온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면 저희가 옛날에 할아버들 말이 했었던 상근 아, 상추의이 모습 나옵니다 자, 이 모습 나와서 여행 많이 사주고 우리나라 제주도, 울릉도, 검은대백도, 해금강, 영평도, 대청도 다 가서 이란탄 타보셨죠 오늘 구경 잘 하고 가시라고 불공을 든 형태 저 도순바위 맨 뒤쪽에도 가마우진 한대 있어요 아 저쪽에 가야만